뚫고 가자 한수야 빨리 가자 한수야 빨리 가자 제가 지금은 먹방 하기 전에 빡순이 유치원 가고 있어요 놀이방? 놀이방 가고 있어요 아, 아, 어, 뜨거 Mm-hmm. Whew. <sighs> 화이트 파이어 어? 시원하다고 화이트 파이어 하얀 불? 하얗게 불태웠다 아 여기도 찍고 있었네 응.